아니 씨발 남몬스터 오빠랑 연애하는 연이 도대체 누구야? 에라이 씨팔 개벌레년이 어. 어디서 감히 우리 람몬스터 오빠를 건드려 그래도 나 좀 이쁘게 생겼네 알아 이 병신들아 이 새끼 뭐야? 뭐가 팩트인데? 이 개새끼가 뒤질라고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지. 거울이랑 별 차이 없는데 한번 후면으로 찍어볼까? 아, 씨발. 여보, 난 세상을 얻은 느낌이에요. 엄마 나 예뻐. 두 말하면 잔소리지. 우리 복희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. 우리 복희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. 우리 보키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. 우리 보키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. 어, 알아. 우평을 도착해요. 어? 이게 뭐다냐?